승! 해군 잠수함 사령부 95전대 상병 이재희입니다. 저는 필리핀 영주권자로서 군 입대가 의무가 아니었지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 자원 입대라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때론 이런 선택이 저를 힘들게 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저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도전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제가 겪었던 스펙타클한 도전 이야기들 나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주고 싶습니다. Okay, we don't have much time. Let's go. 필승!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군 잠수함사령부 95전대 상병 이재희입니다. 예, 저는 오늘 자원 입대라는 큰도전한 계기를 여러분들께 들려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즐겨주시면 됩니다. <laughs> 저는 2017년 해군의 자원 입대했습니다. 예, 저는 필리핀 영주권자로서 굳이 군입대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예, 제 주변 사람들도 저를 말렸습니다. 야, 제야, 아, 군입대 하지 마. 아, 뭐하러 해. 나 같으면 안 했어. 아마 여러분들도 그들과 동일한 생각일 거라 음, 짐작합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을 겪은 후 제 모든 게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쟁을 경험하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2017년 5월 23일 필리핀 마라위시에서 필리핀 정부군과 IS, IS 간의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필리핀 민다나오 섬은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매일 7명의 아이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4만 명의 이재민도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는 아이들을 구하고자 곧바로 전쟁터로 향했고 제가 본 전쟁터는 상상 이상으로 처참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다리를 붙잡고 엄마를 찾고 있었고 부모들은 제가 필리핀 군인인지 알고 자기 아이들이 저 전쟁터에 있으니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비난했습니다. If you supported us earlier, our family won't be dead like this. 만약 당신들이 우리를 더 빨리 도와줬다면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 전 그들의 애원을 들어, 들어주고자 교전 지역으로 들어갔고 근데 거기서 군인들이 절 막았었습니다. Sorry, sir. You are not allowed to go in. Snipers are out there. It's too dangerous. 죄송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적 저격수들이 있어. 너무 위험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구출된 아이들을 데리고 대피소에서 성심껏 돌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필리핀 언론은 물론 KBS 스페셜 다큐에도 소개되어 저는 현진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몇의 사람들을 저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 심지어 비난까지 했습니다. 야 네가 군인이냐? 아니 왜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데 정작 대한민국 한국을 위해 목숨 바친 적도 없으면서 저는 이런 말밖에 못했습니다. 40,000 <laughs> people are out there suffering. Seven children are dying every day. And you're just watching it like that! Huh? 4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고, 7명의 아이들이 매일 죽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냥 그렇게 보십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한국, 대한민국을 위해 도움을 1도 준 적도 없고, 한국 문화, 언어,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떳떳하게 내가 한국인이다. 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폭탄 선언했습니다. 아버지, 저 군대 갈래요. 아버지 깜짝 왜? 갑자기 왜? 저기요 왜? 왜 군대? 어, 알았어. 어, 왜? 저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국인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게 부끄럽고 창피해요. 저도 떳떳해지고 싶어요. 제가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 다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 전쟁이 통해 알았어요. 강력한 국방력이 있어야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필리핀에 강력한 국방력이 있었다면 이런 무고한 사람들도 죽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 자그만, 자그만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요 아버지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저는 2017년 8월 21일 해군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힘든 훈련소를 마치고 저는 해군 3함대 사령부 강주함, 갑판병으로 배치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곳에서 바닷물 젖은 힘든, 힘든 일을 하고 하며 바닷물 젖은 호줄도 걷는 등 그리고 열심히 추위 바람을 맞아가면서 견실을 쓰는 등 예, 여러 일들을 열심히 했고 노력했지만 아, 제 생각보다 군 생활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제 당직병이었고 물론 해군은 아시겠지만 당직병들은 방송을 해야 됩니다. 예. <laughs> 저는 한국말이 서툰 거 알고 저는 종이에다 방송문을 적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했습니다. 예, 오케이. 아, 당직자 그래 준비. 어? 어? 아, 남 당직자 그때 제 종이가 바람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근데 전마이크 켜진 데 보고 다음 당직 오 어, 마이 갓 마이 페이퍼 g o n 아. 아, 아, 어, 어, 다음 당직자 준비됐습니까? 방송 군기가 엄했던 해군은 이런 일이 상상조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저 또한 물론 제 동료들도 불려가 혼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 동료들은 저를 나무라지 않고 저를 이해해 줬습니다. 아, 쟤야, 그럴 수 있지. 외국에서 왔는데. 네. 저는 그들한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한테 보답, 아, 보답하고자 저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반나 없이 공부하고 나중에 그들의 고민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는 만큼의 실력을 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하나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들의 군 생활은 무의미하다. 자기들의 군 생활은 자기 개발이 없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편견을 깨고 싶어 고민하는 중 함장님께서 저한테 제안이 오셨습니다. 야, 네 미군들하고 훈련할 때 너 영어 진짜 잘하더라. 야, 그 승조원들을 위해서 한번 영어 가르쳐 보는 거 어떠냐? 자기 군 생활은 무의미하다, 자기 개발을 할 수 없다라는 편견을 깨뜨리자 하고 저는 승조원들한테 영어를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토익을 늘고 싶은 사람들한테 토익반을 그리고 speaking 회화를 늘고 싶은 사람한테는 speaking class를 나누어 진행했고 나중에 보니 제 승조원들의 영어 실력은 향상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노력할 수, 아,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긴 6개월 함정 생활 마치고 저는 해군 잠수함 사령부 95전대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상병을 달게 되었고 저는 상병을 달았을 때 전역이 1년 남았습니다. 그때 저는 열심히 고민했습니다. 아, 내가 군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그때 마침 부대에서 자원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아이들과 친하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민도 들어봤습니다. 우와, 와, 군인 아저씨 진짜 영어 진짜 잘한다. 아, 나도 영어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런 영어, 영어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아, 야, 영어 학원 가면 되잖아. 근데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아니, 아니에요. 제, 제, 집이 가난하고 이제 아, 이 돈도 없고 사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못 가요. 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에 저는 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방과 후 영어 교실. 이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저는 주임 원사님께 저는 아이들을 영어 가르치고 싶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고 95 전대장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서 저는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전 매주 수요일 날 1시간씩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는 아이들의 사랑을 받아 많은 일들을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실력도 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국방일보 등 또 다른 모범병사 행사에도 초청이 돼 저는 거기에서 뽑히게 되었고 그리고 병무청장님의 상에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질문 여러분들은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 자원 입대라는 큰 도전을 했고 그리고 군 안에서도 제 군 생활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작지만 수많은 도전들을 해왔습니다. 물론 힘들었습니다. 매우 힘들었습니다. 아예 부모님은 한국에 또 안 계시고 사실 저는 휴가 나가면 잘 곳이 없습니다. <laughs>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했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의 고통이 인간을 성장하게 만들고 모든 일은 인간들이 할 수 있기에 힘들다고 못하는 일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나이 땐 실패해도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남은 군 생활 앞으로 열심히 도전하고 뭔가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도전한 자가 아름답습니다. 예, 여러분 도전합시오. 감사합니다. 필승!